여기가 어디게요? 여기 어디게요? 여기 어디게요? 네, 엠카 첫방하로 에이티즈가 드디어 왔습니다. 첫방이요? 첫방. 아, 네, 아니 근데 아직 시간이 안나 지금 아직까지 시간 안나 이따가 그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걸 딱 보면은 할것 같은데. 네, 그 지금 아직 모르겠어. 누구야? 안녕. 저는 에이티즈 가상입니다 에이티즈 대기실 어떤 모습으로 멤버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박수! 여러분 윤호 자는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시나요? 빠라빠빠빰 빠라빠빰빰 아, 형 때문에 깼잖나요 너가 노래만 안 불렀어. 빠라빠빰빰. 뭐예요? 말, 말만 예쁘게 잘 저 포장 연습하고 있네요 저희 에이티즈의 네, 성하 형 이게 어쨌든 열심히 활동했다 이 아, 형, 제, 미안한데 너무 졸려 보여요 아. 여기가 어디게요? 모르지 어딘지 아, 왜? 너도 일로 와 어? 지혜야 어제 내가 앉을 데가 없는데 앉지마 좀 있으면은 이제 본방 무대 시작하거든요. 기대 기대 널리나요 머리 하셨어요? 어 방금 수정 받았습니다. 아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. 민기 먼저 갔어. 네 오세요. 네. 오늘의 머리 컨셉은 뭔가요? 오늘 제 머리 컨셉 뭔가요? 섹시 하트? 섹시 하트래요. 어, 하트 섹시? <laughs> 여상 씨, 여상 씨는 컨세이 뭔가요? 아, 이거 용과요, 용과. 맛있겠다. 용과요. 아, 이거 오늘 컨셉 약간 딸기 생크림이에요. 얘들아, 메이크업 수정. 어. 아, 가시고요. 네. 이런 일 없을 거야. 매스컴에 싹딱딱딱 딱딱딱 따라가 좀 빼다가 버려. 롱킬이요? 예, 뭐 네, 피부에 어, 클리어 피부에 예, 예. 클리어 고민 여기 있죠 자 지금 민경이 안 오는데 이거 여기 들어오면 못 이제 ATG 차례 어, 형님 말못 들었어요? 출발! 야, 재밌어. 아 몰라요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 아 진짜 저희가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저희의 첫방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<laughs> 기분, 이 이상해요 진짜 뭔가 내려오는데 그 화면에 이제 조금 딜레이 돼서 나오니까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데뷔했어 어, 우리가 TV에 나왔어 엄마 나 TV 나왔어 엄마 나도 에이티즈 대기실 습격 저기 저야? 그 네, 첫 방을 끝낸 소감 첫 방을 끝낸 소감이요? 네 음, 뭔가 뭔가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하고 나니까 조금 실감이 나긴 해요 데뷔했다는 게 와! 드디어 첫 방이 끝났습니다! 끝났어요! 예! 와, 형 기분이 어때요? 리더잖아요 기분이요? 너가 너무 커요. 기분이 어때요? 아 기분이요? 너가 얘기해봐. 너 어땠어? 아 처음 이제 처 무대잖아요 저희. 그래서 되게 저는 카메라 찾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. 아 맞아요. 카메라 찾는 거. 아. 빨간 불. 그 저희가 처음 해봐가지고. 맞아 맞아. 네, 근데 거 되게 무사히. 맞아첫 뭐. 걸음을 되게 잘뛴것 같아서. 맞아요. 그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맞아요. 분들께서. 깜짝 놀랐어요 진짜. 팬분들 함성 소리가 인이 안에서 들어오더라고요. 맞지 맞지 맞지. 그래가지고. 진짜 좋았어요. 감사했습니다. 좋았어요. 잠시만요 잠시만요. 네. 들어주세요. 아팔아 잠시만요 잠시만요. 네 저를 빠져서 빠져. 민기 건너. 잠시만요. 아 되게 우리 머리 색깔이 되게 희양찬란하다 어, 다 다른데? 그러니까 파랑, 분홍, 갈색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, 저희가 네. 먼저 실망시켜드렸나요? 네, 이제 더 멋있고 더 좋은 모습들을 잘생기고 아 딱. 이쁘고 아,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있는 상큼한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HJ가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끝냈어. 오케 네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